아니야? 하이 수영한다 집에 있어 일단? 집에 있어? 안아줄게. 안 나올래. 엄마 안아줄게. 안아줄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렇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를 내리자. 이거를 내려서 다 땅바닥에 가자. 어,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나 몸무게 뭐 좀 재봐봐. 아, 좀 빠져가지고 작년보다 아, 음, 작년보다 많이 빠졌어 어디 자꾸. 랜디 엄마 엄마 있잖아. 엄마가 있어 엄마. 엄마가 이게 브랜디를 낮춰 아, 안에 들어갈게. 얘 가슴 터져요. 네. 얘 가슴 터져. 뭐 no, no. 싫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요. 어머 우리 선생님 안 친해질래나 봐. 가난 어? 뭐라. 괜찮아 괜찮아. 이 크기가 왜혈관 마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체열해가지고 아. 지금 做。 지금 운이 없어요. 졸아요 지금 이상해. 이상하지 브랜디. 나까지 기분 이상해요. 지금 한 5분 돼 가니까. 어. 오. 이름이 뭐예요? 꼬미요, 꼬미. <laughs> 귀여워. 연락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그러니까 오, 고름이 어, 아니니까 그 주변을 다 드러내야지 아 혹시 남아 있으면 또 퍼지니까 어. 요, 여기를 딱 찢었는데 여기 어, 보이죠 여기 고름이 안 나와 어. 그래서 덧대봤더니 어이 살덩어리야 그래서 그냥 도려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종개죠 뭐 우리 목도리처럼 타오라는 가만 오면 뒷발로 긁을 거니까 아. 뒷발이 얘, 얘 브랜드 치아는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이 꼬치기 어서 새카만 뒷발처럼 그러니까. 똑같아아 그래요? 이게 스케일을 갖다 대면 드르르 때리는 거니까 이 치석에서 뭐 두두두 쏟아지거든요 네. 쟤는 끈적끈적해 그래서 콜타처럼 다 벗겨야 돼 아. <laughs> 한번 하고 또 자세 바꿔서 또 한 번 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 한 번 하고 치아가 약간 황리고 아 그래요? 황리도 어. 강아지도 황리 황리가 있어 어. 이빨이 보면 앞니빨은 덜 깨졌는데 성관리도 그렇고 깨졌죠? 어 여기 요즘니도 네. 그렇고 네. 보면 이게 이렇게 날카로운데 맞아요. 얘들은 달아갖고 이렇게 너스러워하게돼 네? 내일,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주사 맞으러 와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녀 랜디! 랜디! 아, 얘물 예, 먹고 싶은 거구나.